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는 일어나서 한 명을 지목해서 죽여주네요. 낮이 되었습니다. 낮이 되었습니다. 선량한 시민 키리카이가 죽었습니다. <laughs> 마피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이야. 깜짝 놀랐죠? 저도 이렇게 <laughs> 밤늦게 하는 게 거의 <laughs> 처음이잖 많이 없었죠, 그쵸? 그 1월 1일 지난 거 이후로 깜짝 놀랐죠? <laughs> 깜짝 놀랐죠? 저희 모니터링 하나 네. 켜져 있어갖고 네, 해서 그때 1월 1일 지나는 그 12시 말고는 네. 늦게 하는 건 정말로 거의 처음이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도 읽으면서 안 자고 뭐해 여러 분 보러 왔죠. 네, 여러 분 보러 왔죠. <laughs> 여러분 다들 다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그쵸 많이 놀라웠을 거예요. 음. 네. 이 시간에 왔습니다. 저희가 왜 왔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얼마 전에 성년의 날이었죠. 그죠. 그쵸. 그래서 성년이 된 기념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좀 많이 늦었어요. 5월 17일이었거든요. 성년의 아, 날인데 네. 좀 많이 지났는데 음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하러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요, 여기 뒤에 장미, 장미. 도 있고 또 뭐뭐 있었어? 장미, 향수, 키스였나? 성준이가 어 맞아 장미, 향수, 키스 그래서 저가 오늘 준비했습니다. 짠 짜잔 퍼퓸 퍼퓸 오늘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. 아직 네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향수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네, 만들어 볼까요? 되게 <laughs> 쉽대요. 그냥 네. 이거 두 개 다 넣으면 된대요. 사실 이거 향수 만드는 거 그냥 1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. 네. 이 두 개를 넣으면 끝이에요. 음, 약간 샜나 보네. 내 손에서 벌써 좋아졌다는 거니까. 어. 일단 제 향 냄새는 체리 and 바닐라 과일 향이 나요, 살짝. 음. 음 어제서 맡아본 것 같은데. 네, 어쨌든 과일 향 나요. 저는 그 뽀송뽀송하게 방금 빨래한 빨래 냄새가 나요. 오야 너무 좋다 아 막, 맞는 것 같아 어, 정확한 표현이지 방금 빤빤 빨래 냄새 어뭔유 유연제 냄새 집의 냄새 음. <laughs> 집에서 막 빨래 끝났을 때어 너무 좋아 나이 냄새 한번 그러면 제조를 해볼까요? 좋습니다 디퓨저 베이스 베이스를 먼저 넣어 베이스 네 베이스 <laughs> 우... 자 바로 넣겠습니다 잠시 어디 갔지? 그 마, 그러니까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이스에선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. 맞아. <laughs> 살짝 몸 냄새가. 지금 설마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니지 전혀 전혀. <laughs> 흘리지 않을까? 나도 이렇게 넣고 있는데. 아, 아 이걸 어쩌지? 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. 아 사이즈가 안 맞아. 이건 맞으려나? 오! 까비. <laughs> 제가 한번 잘, 잘, 잘 해봐. 어? 야, 나 흘릴 것 같아. <laughs> 네 자신을 믿어 난할 수 있다 늘 유지할 거야 나할수 있다 오! 오! 성공! 어, 너답지 않게 이건 <laughs> 어, 렸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<laughs> 오케이 뭔가 얘는 진짜 심한 알코올 냄새나요. 딱 이 디퓨저에 있으 오! 다 집어낼까? 원래 예술이 다 이렇게 탄생하는 거지. 그래. 아, 난 못 집어넣겠네. 굿. 그리고 이 향 나는 거를. 야! 뜨네.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. 저도 향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래 이거 뭔지 아시죠? 이거 나뭇가지 같은 거빨대 나뭇가지? 근데 이거 빨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? 얘를 <laughs> 꽂아줍니다 네개닦고요 오! 야 예쁘다! 짠! 짠짠! 완성 음! 어 여기저기서 좋은 냄새 나 음. 나도 음.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? 요거 요거 아 맞다 구 음. 예쁘네 사과 사과만 넘겼을 같아 어? 어? 어? 밤이 되었습니다 <laughs> 어? 밤이 되었습니다 <laughs> 우리가 잘못했어 어? 우리가 어? 아, 잘못했어. 어? 들어왔나? 아닙니다아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. 어 돌아온 것 같기도. 아 그래 이 정도에서 아, 이 정도 있죠. 네, 네. 지금 앞에 있는 조명이 나갔어요. 왜인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공포 영화를 그러니까 공포 영화. 전기가 먹통이래요. 공포 영화 특징이지. 휴대 휴대폰 음, 먹통. 이제 이러고 갑자기 지지직 지지직 지직거리고 이제 꼭 치아 들어가는 거. 음. 그리고 그 뭔지 뒤에 돌아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. 맞아. 다시 앞에 보면 있는 거야. 맞아. 그그 그 사망 플래그 있어요. 맞아. 그 절대 하면 안 된다고. 그불 껐다 켰다 세 번 정도. <laughs> 맞아. 똑같은 걸세번 보면 안 돼. 어, 어. 어. 밤이 됐다? 그냥 무조건 자야 돼. 다 같이 자야 돼. 혼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진짜. 네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예쁘죠? 애플. <laughs> 뭔가 이거 어? 속이면 그럴싸 할것 같은데 뭘로? 그냥 이 사과 음료다라고 하고 진짜 마피아네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. 네, 향수 만드는 거 끝났어요. <laughs> 이제 이제 7분밖에 안 됐어. 야, 뭐예요? 야, 뭐야? 아 이런 거 찍었어요. 뭐야? 보시죠. 뭐야? 여러분 여러분 다들 안녕. 덴진 형이야. 이거 얼굴도 그 너희가 드디어 어엿 성인이 돼서 덴진 좀 됐지? 어. 벌써 성년의 날을 맞이해 맞이하는구나. <laughs> 안 되겠다. 음. 우리가 보고 나중에 올려드리자. 아, 사실 너희를 본 처음 본게 진짜 중학교 태연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것 같고 맞아요. 슈닝이를 윤희도 중학교 2학년 때그 보고 중이도 중학교 2학년 중반 오, 기억한데. 벌써 이렇게 커서 성인이 됐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도 어. 않고 이거 보는거 아니야? 생각해보면 되게 어.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언제 그 이렇게 컸는지 참 몸도 마음도 많이 크고 나날이 갈수록 잘생겨지고 어, 옆에서 보는 어, 마음으로선 되게 뿌듯하고 좋네 음, 그래서 언제 찍었대? <laughs> 그래서 너무나 축하하고 항상 지금처럼 이렇다고 축하하고 멋있게 자라나주고 어 그래 <laughs> 성인의 날 진심으로 어, 축하하고 성인이 된 걸 축하하고 음, 앞으로 화이팅 하자 야. 화이팅!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 형님 야 대박이다 아. 자 다음 멤버는 우리 그래 회장이다 안녕 얘들아 아 뭔가 뭐 기분 나빠. 뭐야, 첫 시작부터가. 그래, 안녕 얘들아. 안녕 막내들아. 수빈이 형이다. 어, 사실 나이라는 게 뭐 별거겠어 생각하고 나도 있지만 사실 나이 먹는다는 게 썩 약간 오묘하더라고 기분이. 근데 너네도 이제 우리 팀의 유일한 미성년자였는데 둘 다 이제 성인이 됨으로써 우리 네. 3명이 모두 이제 성인이 됐잖아.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너네를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벌써 성인이라는 게 우선은 성인의 날 축하하고 어, 20살이 된 만큼 더질문질 짐도 많아지고 약간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 어, 더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어, 그래도 되게 어린 나이부터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우리는 다섯이서 우리 천천히 늙어가자 <laughs> 다섯이서 우리 천천히 나이 먹고 천천히 같이 즐기면서 30대, 40대, 50대까지 쭉쭉 같이 천천히 쭉 가자 네, 제 반절이 나만 알았네요 비록 형이 너네보다 두 살 더 빨리 달려가고 있지만 나도 마음만큼은 믿었는 자다 오늘은 축하하고 앞으로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다 파이팅이다 네 우리 아까 말투 좀 로켓탄 같지 않냐? 야야 수민 형이 진짜 수민 형답다 아. 자 다음은 우리 범기 형 우리 태현이 아, 그 여기서이미 벌써 음. 성인 되고 작년에 나를 맞은 <laughs> 되게 예전에 어렸을 때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성인이 된게 신기하고 또 우리 멤버도 그렇고 우리 막내들도 그렇고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 성년의 날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자 안녕 음, 언제지? 그러니까 언제 어, 영훈아 와야 범기 형 아,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수빈이 형, 연준이 형 오케이 언제래? 요 언제 찍었대? 대박이다. 다시 모니터로 돌아와서. 네!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남겨줬네요. 야, 감사합니다. 마청들이. 네. 저희도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. 잘. 그렇죠. 실감이 안 나요. 뭔가 실감이 할 만한 포인트가 없죠, 저희가 사실. 그렇죠. 선생님의 실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학교 안 가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. 그래서 정말 저도 휴닝이를 그 휴닝이도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만나왔고 맞아요.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같이 커가니까 몰랐는데 아까도 못 뭐 찍고 왔거든요 과거를 보는 거 하나 찍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참 뭔가 보면서 예전 연생 습 생각도 나기도 하고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 금방 서른 살 되겠어 이런 아 신기하다 성인 진짜 진짜 눈 깜짝할 새 지나가 진짜진짜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세월 빠르네요 세월 빠르네요 진짜 <laughs> 그렇습니다 아, 성년의 날 축하 메시지 너무 고맙고요 했는데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준이 형이 써준 건 뭔가 다르게 와닿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연준이 형 보고 컸으니까 그쵸 어, 연준이 형 처음 봤을 때 18살 아니었어요? 그지 저 그때가 허, 신기하다 그렇네 분명히 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미자였는데 늙었네 맞아 저희가 더 쇼였나 쇼챔이었나 어디 가기 전날에 민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여러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을 했었는데 진짜 건강입니다. 맞아요. 어. 저희 얘기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 얘기 여러분 얘기일 수 있어요. <laughs> 이게 네. 오히려 빨리 가서 좋은 점들도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빨리 가서 아쉬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정말 수빈 형이 말한 대로 나이는 뭐자에 불과하니까요. 음 맞아요 맞아요. 음. 저희 즐길 대로 네, 즐길 대로 즐기고 다섯이서 오래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아 진짜 진짜 시간 빠르게 가네요. <laughs> 이번에 내면은 벌써 다섯 번째 맞아요. 다섯 번째예요. 데뷔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. 음. 그래서 데뷔 3년 차고 음. 진짜 빠른 말도 안 돼. 여러분들도 아민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랑 같이 천천히 금요 천천히 같이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 지금 어. 벌써 이 방은 향이 가득해. 그러니까요. 어, 어 잘안 섞였어. 맞아, 얼마 전에 신발장 있는데 디퓨저 누가 엎어갖고 나 그거 밟았거든. 난 아님. 진짜로 누구지? 샤워를 했는데도 발이 향긋했어. <laughs> 그러니까 그 씻어서 나는 향긋함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향긋함이 아 씻는 씻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 냄새 좋다고 막 뿌리고 하면 안 돼요. 진짜 엄청 오래 합니다. 네, 네. 과일 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지? 아니, 우리 후각이 그런가? 그, 코가 마비 돼서 그래. 그런가? 네. 원래 후각이 예민하지만 신경들이 쉽게 지쳐. 응, 네, 그럴 수 있지. 음, 오케이. <laughs> 왠지 모르게 내가 키운 것 같아서 뿌듯하대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진짜 그럴 수 있죠. 여러분들도 저희 어렸을 때의 기록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맞아요. 아니 그때랑 진짜 함께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. 우리 진짜 옆에서 바로 함께한 멤버들도 더 아마 실감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댓글도 읽으면서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향수는 다 만들었거든 <laughs> 음 새로운 룸메? 룸메는 저는 계속 휴닝이에요 맞아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음. 이렇게 어제 휴닝이 자다가 얘기하더라고 <laughs> 자다가 제가 약간 소리를 좀 냈어요 그 가습기 가려고 그 덜컹덜컹 하니까 갑자기 휴닝이가 반응을 하더니 갑자기 눈은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가자! <laughs> 이러면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? 이랬는데 자 대답 안 한다고? 그럴 수 있지 음, 화질이 약간 공포영화 같다 아, 공포영화 아, 공포영화 안 본 지 좀 됐는데 아 그러니까. 보고 싶지 않아 공포영화 음. 저 마지막으로 본 게 컨저링 2 같은데 <laughs> 나도 컨저링 1, 2 봤어 개인적으로 one이 더 one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나원 진짜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 음향이며 카메라음이랑 진짜 저는 최고의 공포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저 그냥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. 음. 공포영화 아 오늘 금은이네요. 그렇네요. 금이네요, 금. 아 저희가 또 경청 DJ였군요. 저희 둘이 그렇 이제 제가 금기네요. <laughs> 금기 은기로 바뀌어요. 은기네요. 네, 네, 네, 어 12시래. 야 12시 12시 5월. 이제 24시간만 더 기다리면은 트랙 리스트가 공개 아. 궁금하죠? 나도, 나도, 엄청 기다렸다고 맞아요 아 너무 궁금하죠? 음. 근데 저희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<laughs>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<laughs> 탈색할 때 두피 안 아팠어? 탈, 탈색은 안 아파요 탈색하고 입힐 때가 아프지 어 입힐 때 아파 보이더라고 나 봤잖아 어, 옆에서 옆에서 내 그냥 흔들이자 되는 거같 어. <laughs> 숨을 네. 흔들이자 이러면서 뭐야 뭐야 뭐야 왜나 놀란댔잖아 아 맞다 뭐야 이거 어때요 분위기 있죠 뭐야 저거 <laughs> 들어 뭐야 뒤에 아 들어 들어 아그 성년의 날 기념 그거구나 사실 아, 하지마 나이라는 게뭐 <laughs> 생각하고 나도 있지만 사실 나이 먹는다는 게아 하지마 잠깐 시원하 이제 우리 팀 봤어 이랑 미성년들 다 봤어 이미 다봤어 나몇 분 찍었어? 어, 우리 형 오래 찍었어 아 그래? 나는 네. 왜 내가 오래 찍었냐? 마지막 마지막 로켓단 나 멋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다 파이팅이다 오늘 약간 말투 좀 로켓단 같지 않냐? <laughs> 너무 삐딱하지 않냐? 눈 살짝 비슷해요. 다음에 되길 바라겠다. 바라겠다. 아, 화이팅다. 화이팅다. 근데 네, 어 약속대로 놀러 와줬네요. 순이랑 어. 아까 밑에서 놀러 간다고 했는데. 그럼요. good good. 멈췄는데? 어. 즐거워하는 오빠. 움직여. 어 어때요? 저희 향수 만들었어요. 네, 만들었다 만들었다고? 네. 디퓨저? 어떤 게 더 좋은지. 근데 니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? 아, 오 진짜? 네. <laughs> 그냥 집어넣으면 돼. 첫 이거 되게 좋다. 첫 번째. 이거 진짜 좋다. 야 이거 내 방 냄새나. 네, 나를 공신하게 해요. <laughs> 야, 나, 야, 내 방에 나 디퓨저 두개 끌어놔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거 나도 좋은 디퓨저 써. 물 심하게 해. <laughs> 약간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제 좀 일부러 센 냄새를 음. 풀어놓는 거고 그래데 이게 약간 세고 이게 은은한데 맞아. 나는 이게 내 음. 취향. 어. 여기가 약간 단 냄새 나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빨래 다 네. 빨래 한 냄새 나. 이게 바닐라래요. 과일 향 얘가 약간 이렇게 코 주위에서 냄들면은 태연이 거는 코 속으로 빵 향이 들어오는데. 나 이거 쓸줄 몰라. <laughs> 어 뭔가 될것 같은데. 이거 나 어떻게 봐? 이거 어, 이거 이렇게 해갖고 치우면 되지 않을까? 오 해결입니다. 아, 오 이거 엑 표시 어딨냐?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야오 역시 그래. 아, 오, 아, 역시 리더. 역시 아이폰을 가진 자는 다른가? 너도 음. 가지고 있잖아. 이걸 이걸 해줄. 난 뭐하냐? <laughs> 나에게 엄지를 줘. <laughs> 지장 찍는 거 같은데 이거. 어. 맞아 지금이 12시가 넘었거든요 넘었어? 한국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 거의 처음이에요 그쵸 그래 어, 맞아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잘 음. 못하니까 12시가 넘어? 그러네 월요일로 뜨네 오늘 월요일이구나 <laughs> 전혀 몰랐네 네. 아 그럼 아까가 일요일이었구나 그런가 봐 <laughs> 전혀 몰랐네 어, 근데 이거 설레는 날 영상 편지 언제 찍은 거야? 이거? 네. 어. 뭐 언젠가 찍었겠지 뭐. <laughs> 아 이렇게. 아, 기억 안 나지 뭐. 옷을 갖춰 입은 거 보니까 촬영하는 어, 촬영한 날인 거 날인 거 같은데. 야나 평소에도 갖춰 입어. 무슨 뜻이야 지금 너네 하는 말? 아뭐 맞죠? 그래. 이거 사복이죠. 이건 이건 사복이야. 예, 예쁘게 입고 왔네. 평소에도 같이 있는다고요? 응. 음. 연준이 형이 적당히 충격받겠는데. <laughs> 나 요즘 또꽤 많이 났는데. 맞아요. 요즘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아, 요 근데 근데 약간 상의는 신경 쓰고 하의 신경 안 쓰던데? 아니 아니 아니. 그 왜냐면 그 왜냐면은 아니, <laughs> 상의는 아니, 상의는 맨날 바뀌는데 하의는 맨날 똑같이 그 삼선 그거야. 아니 그 왜냐면은 약간 고민을 해요 항상 상의를 입어놓고 하이 어 넣다가 뭘 매치시키면 예쁠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<laughs> 고민하다가 아, 그러면 아 오늘은 편하게 가자 아 오늘은 편하게 가자 이게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까 어 지금 수빈 씨래요 수빈 씨? 12시 5분 예 수빈 씨 그래도 수빈형 연습생 때에 비하면 많이 갇혀지 그지 엄청 갇혀 연습생 네, 때 완전 짱, 음. 짱구처럼 <laughs> 야 짱구 짱구 어, 기억나냐? 아, 사진 있을걸? 빨간색 상의에 노란색, 반바지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일단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둘보단 그래도 내가 옷 잘 입는 것 같아 와 진짜 말도 안 된다. 야 진짜 진짜로. 와 아, 억울해 죽겠네. 야 내가 안 입는 거지 못 입는 게 아니야. 야, 아, <laughs> 야, 야 제대로 꾸며봐. 야나 이것도 오늘 춤추려고 쭈리님만 입고 온 거지 내가 이거 야. 아 제대로 꾸민 거야 이거 아 말로는 금메달좀 땄어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중에 뭐 슬레이스 대결해 볼래요? 누가 어? 잘 입는지? 어, 모아분들이 뭐 이제 평가해 주시는 거죠 어? 아,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, 진짜 어, 우리 이제 악무 영상 찍을 때 사복 입고 오잖아 음. 아, 어, 어 오케이 오케이 그때 한번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 악무 영상 찍을 때 여러분 저희가 사복을 야 너네 너도 사복 잘 코디해 와봐 셋 중에서 여러분 저희가 사복 챙긴 날 이제 캡처 갖고 트윗 올릴게요. 투표 한번 해보시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오케 보자. 네, 오케 누가 제일 예쁘게 입는다 원 네. 뭐. 솔직하게 투표하시면 돼요. 아, 아 동정표 필요 없어요. 네. <laughs> 동정. 얘가 꼴찌할 것 같다. 빼방인데 이러면서 아 얘한테 주자 이런 한 표 없습니다. 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지. <laughs> 내가 자기 있는 게 아니야. 아, 내가 못 있는 게 아니야. 너네보단 내가. 지금 <laughs> 약간 살짝 아. 범규도 아, 내가 너물랑 말랑 하고 있는 거야. 연준이 형 굳이 바라지 않아. 난 그때까지만 너무 <laughs> 오케이 연준이 형 너무 저 끝에 있죠. <laughs> 아 뭐? 안무 난이도 어느 정도냐고요? 한번 보십시오. 아, 근데 제 보십시오. <laughs> 제일 어려운 게 난이도가 어, 별한 개부터 열 개까지 있으면 한 열세 개 정도 생각나. 아, 뭐랄까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한은 없는데 그렇게 힘든 한무가 있어요. 음, 그지. 아 근데 이번 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네,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어야 여기 왜 이렇게 앉아서 할래요? 어야나 어, 인상하러 걸렸는데 갑자기 또 오랜만에 그게 신난다 요 재밌죠? 생각만 해도 시간 떨리네 오케이 야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어잘 됐다 동명이요 그냥 이대로 같이 가면 되겠다 너 지금 나 줄이 틀라고 했지? 네. <laughs> 캡처를 위해 포즈를 취해주세요. 어. 왜요? 어. 아. 어. 어.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, 음. 그거 왜 시키시는 거예요? 댓글을 보면은 누구의 머리를 잡아주세요. <laughs> 항상 댓글이 1분에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뭔가 그런 거 아니까 내 댓글을 봤다는 그걸 인지는 아 되니까 뭔가 그런 느낌 아닐까? 와 오늘 오, OS 나오지 않나? 난 아, OST OST 나왔어요? 어! 어 미, 큰일 났다 왜? 어, 미쳤다라고 했네 아, 큰일 났어 이거 디퓨저 만든 손으로 지금 눈가 만드는 지금 눈이 계속 매워 <laughs> 어 큰일 났다 어. 나 안양 있었는데 어 눈이 계속 매워 지금 어. 그냥 만지고 있다가 어, 왜, 왜 이렇게 그 딱지하고 냄새 맡잖아 냄새 너무 좋아 <laughs> 이거 약간 향 이름이 있어? 여기 네. 적혀져 있어 음, 과일향 체리 체리. cherry and vanilla. <coughs> 오늘 6시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OST를? 제목이 뭐였죠? 시간이 멈춘 어느 순간에도 널 널, 널 보면 시간이 멈춰가는 어, 순간에 몰라 그런 그런 뉘앙스야 이게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목이 되게 바뀌었고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? 뭐 그런 뉘앙스의 네, 거죠. 오, 오. 처음에는 아, 아니, 일단 말 할게요. <laughs> 괜히 말했다가 스포할까봐.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엄청난 음. 배우분들도 있으니까. 거의 와 배우 <coughs> 라인업 <coughs> 대박 저희 진짜 합니다 건강합니다. 건 네. 배우분들이 라인업이 진짜 대박이죠. 그 얘는 cherry and vanilla라 써 있는데 너는 안써 있어. 네? 너거 무슨 색이야? 무슨 향이야? 안 써져 있는 건가 근본 없는데 제가 근데 널 보면 시간이 멈춰 어느 순간에도 어... 널 보면 시간이 멈춰 어느 순간에도 14글자 야 열... 우리 노래 제목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. 이게 코튼 향이라는데 코튼 향 코튼 향 <coughs> 코튼 향 치고 좀 세다 괜찮아요? 스트롱 코튼 향, 향 때문에 그런가? 왜 이러냐? 이거 약 멀리 떨어도자 아니 괜찮은괜찮 때문에 그런 내방 냄새가 제일 지독할 거제 방에 디퓨저를 두 개를 풀어놔고 지금 음. 음. 현이옷 음. 사복이야? 완전 예뻐 사복인 거 같나요? <laughs> 한번 찍고 와 네, 지금 저희가 헤매가 네. 다 돼, 헤매는 헤어 메이크업입니다 아, 음, 그 정도 아시지 헤매가 네. 돼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뭘 찍고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. 그 직장마다 바로 이렇게 맞아요. 내려왔습니다. 형 마지막 순서 아니었어? 어나 마지막. 나다 아, 끝나. 생각보다 음, 빨리 음. 왔네. 이제 끝났어. 어... 오. 어. 오. 야 동시에 아니야? 어. 버터 노래 봤냐고요? 봤죠. 봤죠. 아, 봤죠. 저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. 마지막 아, 호비 형 나오는 아. 부분이랑 아.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. 음. 와 아, 잠깐 추는데 그게 진짜 역시 바로 카톡했죠. 음. 되게 뭔가 연륜이 느껴졌었어요. 아, 네. 음. 진짜 완전 프로시죠. 저녁을 드셨나요? 우리가 저녁을 먹었나요? 약간 애매하게 먹었어요. 약간 점저 스타일로 먹어요. 아 점저. 음, 맞네, 맞네. 어, 나 저녁 안 먹었나? 응, 가서 먹자. 그럴까? 근데 음. 와나 야나 너네랑 나 야식 안 먹은 지 지금 한 네. 두달 됐어. 두 달 됐어. 빨리 다시 참여하라고. 소리에서 야식 안 먹어. 빨리 다시 참여하라고. 아,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슬픈데 그때는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쪘거든. 응. 음. 이제 야식을 안 먹어 안 먹어도 살이 찐다. 그럼 다시 먹으면 안 찌겠네. 아, 야 근데 내가 진짜 나도 그 생각 안 해보진 않았거든. <laughs> 한 번 먹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. 아, 배수로 늘어? 어? 배수로 늘어. 오, 오. <laughs> 지금 몇, 몇 주째 1일 씩 하고 있는데 정말 더디게 빠지고 있어요. 음. 아, 이게 내 몸이지. 음. 갑자기 다른 사람 몸이 잠깐 빌렸었어. 그게 이제 평체지. 그치? 지 아, 일씩도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첫 주 때만 살짝 죽고 싶은 거지 약간 이게 <laughs>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어. 저는 1인 사, 1일 4식 하잖아요 음. 그래서 처음에는 <clears throat> 확 찌, 찌는 게 느껴졌거든 음. 근데 이것도 계속 사실 1일 사씩 하면은 음. 유지돼 음. 음. 아 진짜 부럽다 야, <laughs> 나는 1일 20만 줘도 진짜 살 팍팍 찔수 있는데 아, <laughs> 아쉽다 아쉽다 오 캡처 타임이요? 그러면은 뒤에 장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장미 뜯어서 형 나랑 같이 생 아니야 너네가 성이니까 너네만 들어 아 오케이 형경도 성인이잖아. 형도 맞지? 어디서 어. 혼자서 어린 척이야. 와 진짜 나이 먹기 싫다. 참. 그러나 형 그냥 중앙에 있고 저희가 이렇게. 그러나 시, 네. 시간만 시간은 나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. 네. 오늘은 3인 V앱입니다. 뭐지 이제? <laughs> 다 주, 마음을 받아줘. 나랑 뭐지? 내 마음을 받아줘. 오. 좋습니다. 12시 13분이군요. 아. 와 오늘 되게 정신없었다 진짜. 왜 해외에서 한 거 아니면 이게 제일 늦게 한거 같은데. 그쵸. 12시 13분. 그렇죠. 네. 뭐 딱히 아싸. 저희한테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. 동면의 날에 형들한테 뽀뽀 받았어? 오늘 받으면 되나? 오늘 막내들 형한테 받으면 되나? 뭘 뽀뽀는 괜찮지 않을까? 받을 준비 됐나? 아니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이거 네, 뭐 마음속으로 이미 뽀뽀 받았죠. 음, 그럼요. 나 막내 사람 탈수 있어요, 근데. 그, 안 물어봤어요. <laughs> 나 이들한테는 네. 진짜 할 수 있어요. 아니, 저도 멤버한테는 뽀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멤버들한테. 어?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? 범규 형. 어? 보다 봐, 하다 봐. 스피커로 안 할게요. 나 일하고 있어요. 뭐요? 네, 저 일하고 있어요. 뭐야? 황금 통화요. 뭐야, 뭐야? 네, 했어요. 아, 마이크 드릴 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분들 들리십니까? 들려요. 모아분들! 네. 네. 네. 막내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감사합니야 <laughs> 뜨겁다. 안 보고 있어. 형이 형이 있는지 모르잖아. 아, 야. 안 본가 봐. 그럼 너네가 그 앨범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우리 스케줄표에 적혀 있으니까. 음... <laughs> 아 번경 같다. 제가 어디서 칠지 모르 모르네. 그게 번경왜 갑자기 전화가 오네. <laughs> 되게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뭐지? 아.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요. <laughs> 그니까요. 아 재밌네. 아 귀엽다. 수빈 나와 결혼해. 조금 <laughs> 말투가 다각적이시네. 살짝은 무서운데요. 밤인데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밤이니까 잘생겼어. 여러분 저희 아침에 모습 보면 조금 놀라실걸요? <laughs> 밤이 될수록 잘생겼지 네. <laughs> 또뭐 있을까? 수빈아 안 더워? 안 더워요? 왜요 왜요? 왜 더워요? 지금 더워요 날씨? 몰라. 그러게. 밖에 안 나가서 진짜 네. 모르겠어 여기는 에어컨 빵빵해요 네, 진짜 안에서만 살았어 모릅니다. 숙소 언제 가냐고. 이제 가야죠. 그러면서 네. 뭐 댓글 한 두 개 정도? 네. 저희가 네. 보고 무려 이렇게 세 명이서 가도록 네. 하자. <laughs> 여러분 오늘의 TMI. TMI 만한 거네요. 오늘 TMI. 뭐지 TMI? 오늘 저희 촬영을 하나 했어요. 어 TMI다. 네 컴백 기념으로 뭐 예능 비슷한 걸해 되겠죠? 어. 네 어, 예능 그 촬영 하나 했습니다 우리. 네 어..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동기에만 많이 그리고 내일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오 맞아요 내일도 사랑 하나 있어요 응. 음.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신 거 음. 어. 요즘 뭐, 열심히 나 아, 다니고 있더라 TMI 진짜 TMI인 거지 어 컴백 전에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TMI다 음. 이건 TMI다 그냥 아이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거지 Information 어, 요즘 음. 무슨 멤버는? 요즘 무슨 멤버? 저는 멤버들한테는 되게 많이 말해봤고 여러분들한테도 말 하나 말했던 것 같은데 저 요즘 최범규요 오 인정 저 요즘 범규랑 되게 짝짝꿍 잘 맞아요 음, 오, 잘 맞아 네. 재밌어요 범규 요즘 아, 인정. 음. 진짜 힘 있었던 게. 저는 약간 예전엔 약간 얄미운 재밌음이었다면 요즘 되게 살짝쿵 귀여운 귀여워, 맞아 어, 귀여워 귀여운 재밌음 어. 음. 음, 좀, 사랑스러워요 요 저는 그. 방금도 <laughs>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니다 진짜 저희도니다 진짜 아, 니 컴백 하고 싶어요 이게 컴백했으면 어. 좋겠다 좀 컴백이 다가오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 먹어도 많은 것같아 보내는 데 얘들아 나 가짜 방시혁이야. 우리 컴백 공부 뭐지 가짜라고까지 알려주고 친절하시다. 나에게 장미를 줘. 자, 받으세요. 오, 좋습니다. 네. 어,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죠. 네. 좋습니다. 네 마무리하세요 리더도 있는데 이거 너네 구입이잖아 맞긴 한데 나한테 맡겨 센터 있으니까 네. 네. 괜찮아 너네가 네. 성년의 날 저기 그렇 소감 한마디씩 하십시오 네 오늘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그냥 뭐 컴백 전에 여러분들 보러 왔는데 마침 성년의 날이 며칠 전이어갖고 이런 이런 컨텐츠 네.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현대과학기술이 4D가 지금 영상으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향이랑 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게 해드리고 싶다고 해야 아, 선보이고 싶은데 안 돼갖고 너무 아쉽네요 저도 성인이 된다는 게 어, 되게 멀었다고 느껴졌거든요 미성년자 때는 음. 금방이네요 <laughs> 제가 봤을 때 음, 네. 30대도 금방 올것 같아요 진짜로, 금방금방 <laughs> 네. 훅훅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이 아직 애기들이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20살이 어린 나이니, 나이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쵸? 신체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져 오, 나 오늘 춤추면서 진짜 느꼈어 저 진짜 어머분 할 때는 땀만 닦고 올라가서 세번의 연속으로 저는 진짜 148대로 추울 수 있었거든요 오. 지금 그렇게 못해요 <laughs>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어. 야 진짜 몸이 안떨어오더라 어. 너네가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그럼 그럼 괜찮아요? 나 나는 나 솔직히 나이 먹는다고 체력이 막 약간 아저 뭐 뭔가 빡거나 이런 걸 못 느꼈었거든. 이 형은 근데 어. 아 나는 오히려 약간 춤출 때 진짜 힘 빡주고 아, 오버할 정도로 힘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혹시 이번에는 안무가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무를 할 때마다 그 안무 와 아, 뭐, 뭔지 알겠어. 와, 아, 그, 너네는 그 안무 할 때마다 진짜 어 연속 두 번을 추면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죠. 아, 그 암은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. 진짜 호흡을 아주 빠 가파르게 하니까 이게 불규칙하게. 어, 두 번째 춤 때부터 갈비뼈가 슬슬 아파. 한번 크게 들으셨다가 갈비뼈가 아프면 어? 어,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목이랑 갈비뼈까지가 아파. 그 이후로 술을 쉬는 게 조금 무서운. 그래도 막 브로웨나 괴물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한 번을 추면은 딱 끝났을 때 얘기해줬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게 이번 거는 어야 <laughs> 이렇게 돼. 얘기해줬거든요. 어, 어. <laughs> 근데 이게 안무 때문인지 내 체력이 문제인지 모르겠어. 아니 이거 안무도 있어. 안무도 있겠지만 내 체력도 없진 않은 것 같아 진짜. 음, 그것도 맞아. 음, 운동을 계속 그것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신체적인 활력, 에너지 이거는 뭔가 떨어짐이 저는 느껴집니다. 확실히 10대 때랑 다른 것 같아 16살 때는 힘든 감정을 몰랐어 1 0대너 작년까지만 해도 10대였어 10대 때는 그 힘든 감정이 안 느껴졌어 진짜 나 부산 때까지만 해도 진짜 힘든 감정이 안 느껴졌어 맞아 근데 없지 않을 거야 어. 어. 너네도 얼마 안 남았다 빨간 머리 하고부터 약간 그때부터 힘들다는 감정을 알게 됐어 빨간 머리 하고부터 빨간 머리가 너 세불범 때지 네. 어, 내가 대신 쳐주고 싶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정, 휴닝 말랑카이 야, 내가 대신 너 팬이신 같은데 매물차게 저 대신 치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, 근데 한 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. 모아분들도 한번 이벤트 삼아 저희 다섯 명 대신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야 너무 좋다. 그래 저희는 모아분들 대신해 응원을 하는 거죠. 와 예. 예. 이게 진짜 생각한 것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. 아니야 반면 응원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. 그 응원하고 어, 응원 지지 하시는 분들이 다그러시더라고 음방 저기 들어오실 때는 응원하면 진 목이 다 나간다고. 음. 모아분들 사이에서도 그 안무라고 부르고 있구나. 그 안무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냥. 하지만 네. 그 안무는 그 안무예요. 저 저희 딱 무대가 공개됐을 때 저거다! 까먹고 뭐, 뭐 무지개로 보다가 아 저거만 한 거구나 싶은 안무가 있을 거예요 <laughs> 야 난 드라마가 최고일 줄 알았어 아니었네 <laughs> 드라마 드라마 내집 괴물이 난 최고일 줄 알았어 어. 그보다 더 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<laughs> 하이브리 역시 음. 아 근데 근데 그건 있어요 너무 힘들면 웃음 나와요 어 해탈 너무 힘들면 웃음 나와요 그냥 이 상황이 힘든 거 말고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찾아오면 웃음이 나와요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내가 볼 때는 기초 우리 연습했을 때 음. 우리 기초 연습했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. 맞아, 힘들 때 구슬하게 했어. 그래서 비공개하면서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돼. 근데 그게 약간 능력이 된것 같아. 맞아 맞아. 기본기 처음부터 어, 어 이러면 어, 웃어 웃어 야안 웃으면 10분 더 한다. 네. 맞아. 아는 소리 무서워 네. 네. 그렇게 하면 더 힘 나긴 해 맞아 아 근데 저 글쌤 그 하면은 그 저희, 저희 기분이 가르쳐주는 쌤이 계시는데 글쌤 그 하면 휴닝카이랑 그분이 케미가 진짜 아, 너무 좋았거든요 야 크게 크게 더 크게 크게 아, 너를 이제 극한을 끌어올려주 어, 진짜아 너무 재밌었어 네,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. 네. 이만 네, 이제 어머니 <laughs> 주무셔야 될것 아, 같아요. 2시 25분이요. 아. 그러면 네. 그게요. 네. 봐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의 성년의 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예, 축한다요. 우리 캐스트 수빈이 형도 <laughs> 계속 나가셔서 고마워요. 네. 안 가고 있었어요. 아, 아, 일부러 인사하고 갈래 했는데. 근데 오, 근데 성년의 날 꽤 지나지 않았어? 맞아요. 저거 17일 좀 17일. 17일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거야지의미게 어. 종료.